네, 안녕하세 어? 오 아, 어, 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처음 알았어요. 저기 어딘가 제 집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어제 제 집이요. x 이렇게 되점을 가능하지는 시점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바다로 돌려야 거든요 그냥 그거 나습니다 자, 일단 플러터 좀 어떻게 할까요? 들어세요 이거야안 되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여자 쓰레기, 여자 쓰레기인가요, 혹시? 여자 쓰레기인가요? 쓰레기군요. 와, 여기 쓰레기였어요. 아, 맞아요. 예상이 쓰레기 인슬러들 시작했 네, 예상 쓰레기 사라졌구아 뭐야? 아니, 슬러 아니 아, 이것도 구조. 아, 구조로 되구나. 아무튼, 요리할 때 썼다. 얘가 또 지금 원래 쓸모없어 어졌어 고장났어 저번에 단체먹은 거지 이렇게 끝나네 나또 원래 끝나 이거 또 뭐야? 아 바다 그림이요? 아니 어 그만이랑 나쁘는 거야 이게 버려도 이거 미니요? 바뀐 거 같은데? 아. 이거는 이게 하트는 아니요? 지역. 아, 이건 이에 빠진데요? 2에 어, 빠진 거 좋다는 거. 아, 이것도 수영자발마한테 만든 같은데, 만나 신영자발마 어, 네. 수영자발마. 요 transformed. Yeah, 네, 여기가 있나? 어, 제가 쓸게요. 자, 저쪽으로 가. 야, 아무 이것도 뭐 있는 거야? 아! 아, 아파. 아, 솔직히 이거 마이스 얼추그랬나? 아무튼 내용이 났거든요. 귀신이 슬퍼했잖아. 슬픈 만들고 아 미쳐 안돼 치워 치우라고 치우라고 응? 아니 치우라고 야초사냥 업차 기억하지 없는 아닐 수 있나? 엄청 포기 포기는 일찍 해야 되는 아니야? 아. 어, 된것 같아. 어장났어, 이거. 아, 지구님. 이거 관련해서 완전히 하나로 버려 응, 멋지다 약간 그 문제의 그런 모 쓰레기구나 쓰레기가 말이 내가 수업 있었고 아, 좋았어. 이 열린다 저는 깨달아 이게 잘 쓰여져 있는데요. 아, 아, 피가 타다. 예, 저는 쓰여져 있구나. Hm. Ah, ah, ik kan er niet zitten wat dat dan vanuit. Uh-oh, ik zit niet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요? 여기, 여기, 보이나? 잘라놨어. 어디 갔어? 아, 야, 여기 아, 찍고 있네. 이것도 아, 대장 보내서 쓰레기를 처리해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블러스티는 啊。我我么一个，进来，到你到你。 이펙트 맞는 것 같아요. 交了，然后他就。

이렇게 네, 됐습니다. Okay. I'll tell you because I don't like the ones here. Like I said, you know, cool. Like I said, you know, just don't worry about it. What? Cháu